기획, 독서기록, 책쓰기, 강의기획, 유튜브 원고 구성 등 다양하게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엄마 진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디지털 마인드맵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디지털 마인드맵의 프로그램 종류로는 웹사이트 전용, PC나 맥용, 그리고 모바일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웹 전용으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는 MindMeister, Transno 등이 있고 PC와 맥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은 ThinkWise, XMind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는 ThinkWise, MindNode, iThoughts HD, XMind 등 다양한 어플이 있습니다. 몇몇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버전으로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 중에서 XMind의 사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엑마인드는 여러 기기로 연동이 가능하고 다양한 템플릿과 함께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PC뿐만 아니라 애플 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여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제가 활용한 용도를 보여드리고 사용법을 살펴볼게요. 각종 기획과 계획에 활용하고 있고 독서 노트와 같은 기록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기획, 독서 기록, 책 쓰기, 강의 기획, 유튜브 원고 구성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XMind 소개해 드릴게요. 엑스마인드.net으로 들어갑니다. XMind Korea도 있으나 영어로 된 본 사이트로 가서 다운받으시길 추천합니다. 한글 사이트도 잘 되어 있으나 본 사이트는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새로운 기능, 디자인 등을 최신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만 영어로 되어 있고 기기에 받은 후 프로그램 자체는 한글로 보여지니 영어에 대한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xmind.net 사이트의 위쪽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로 가시고요. 맥, 윈도우, 리눅스, 아이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해당되는 기기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XMind 사용법 대부분의 디지털 마인드맵의 기본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우선 마인드맵은 중심 주제에서 시작합니다. 중심 주제, 주요 주제, 하위 주제로 구성됩니다. 중심 주제는 주로 핵심 주제 혹은 제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주제는 분류 가능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위 주제는 각 주요 주제의 세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XMind를 사용하면서 보여드릴게요. XMind를 실행하고 새 문서를 생성합니다. 새 문서를 만들면 자동으로 중심 주제와 함께 주요 주제가 마인드맵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중심 주제를 클릭해서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인드맵 사용법으로 적어볼게요. 이 중심 주제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자유사제로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심 주제를 클릭하고 탭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주요 주제가 나오고요. 주요 주제를 클릭한 후에 엔터를 쳐도 주요 주제를 더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가지를 드래그해서 자유자재로 순서와 위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요 주제에서 탭 버튼 눌러주시면 하위 주제가 나옵니다. 하위 주제는 주요 주제의 세부사항을 써주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 하위 주제의 세부사항 혹은 다른 하위 주제를 계속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지들은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어 수정이 용이합니다. XMind의 기능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위쪽에 카테고리를 보시면 주제, 하위 주제, 관계, 요약, 경계, 마커, 삽입 등이 있습니다. 주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주요 주제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하위 주제도 동일합니다. 관계는 현재 가지로 연결되지 않은 다른 주제와 연관성을 나타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시는 키워드를 클릭하시고 관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연결이 됩니다. 원하시는 곳으로 연결해 주시면 다른 주제와 연결시키고 그 내용에 대해 기록해 두실 수 있습니다. 경계는 특정 부분을 묶음 표시를 할 때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할리 체크리스트로 활용한다면 이미 완료한 것들 이렇게 경계로 묶어서 표시하고 완료라고 써놓을 수 있습니다. 마크는 여러가지 태그, 기호, 스티커,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삽입 버튼을 활용해서 레이블을 달 수도 있고 웹사이트 링크,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 등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에서는 파일, 오디오 메모, 수식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서식 버튼에서 맵을 클릭하시면 기본 구조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x 마인드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입니다. 이 기본 구조에서 논리 흐름도, 브레이스 맵, 조직도, 트리 구조도, 타임라인, 피쉬본 트리 테이블, 그리고 행렬까지 다양한 구조로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쪽에는 색 테마도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서 각각의 키워드에 보여지는 모양도 바꾸실 수 있고 채워진 색깔, 테두리 색깔, 그리고 텍스트 수정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장과 내보내기를 살펴볼게요. 문서를 저장하려면 PC에서는 Ctrl S, 맥에서는 Command S 키를 누르거나 파일 메뉴에서 저장을 선택합니다. XMind 파일을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려면 파일 메뉴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PNG나 PDF 형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XMind 문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면 파일 메뉴에서 공유를 선택합니다. XMind 형식 그대로 웹 링크로 공유도 가능하고 이메일, 블로그 공유, 페이스북 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 가능합니다. XMind를 좀 더 쉽게 활용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XMind를 실행하시고요. 템플릿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템플릿이 제공됩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자신의 내용으로 수정해 주시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로 가시면 더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분류 아이디어와 구조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라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즐겁고 신난 하루 되세요.